끓 먹어요. 매년 설치하는 위치에 똑같이 설치해야 내년에 헤매지 않겠죠. 오프라이어도 어, 근데 고소한 향이 집안 가득 퍼지고 고양이도 함께 따스함이 가득 차면 오늘 하루가 흘러간다.